고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네생각에나 환한 미소로 시작하고 우, 지친 하루 끝에서 또 네생각에나 누구보다도 난 행복한 사람 이제 슬프지 않아 다시 울지도 않아 네가 눈물 흘려도 멈춰줄 순 없지만 너의 곁에서 함께 울어줄게 이제 아프지 말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